Thank you, too. 자 바로 나상규 씨 갑니다 나상규 씨 세계 원투 쓰리 Gracias. Gracias. Gracias. 두분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미리 땡겨서 기념 기념일 <laughs> 우리 우리 사귄 지 8주년 됐었어 아 니마이 네 여 개만 해줘 여덟 개만 해줘 야 오늘 장난이네 8주년 지난주에 8주년이었어 어? 일요일날 8주년이었어 8주년 진짜 8개만 8개만 아 진짜로? 진짜로? 이번 주 일요일날? 11월 8일이 오 와 8주년이네 결혼, 축하합니다로 하면 돼요 자 결혼 축하합니다 자 8주년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자 어, 음향 t 조금 약간 생각이 안 아 그래 아예 아, 예. 네, 아 이사 예. 아, 축하드립니다.